죽고 안해 아, 아니야 이거? 안 할 거야 나안 할래 안 할래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해 이새끼 진짜 안 하고 싶다고 진짜 제발 진정 나줘 나 줘 나 줘 나나 뚫려져 우와 이 새끼 다른 새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새끼는 그냥 그냥 아, 다행이야 아니야 블락은오졌다 어? 크루저네? 아 이거 잘해보자 어? 아이씨 갑자기 또 이씨 욕할 거면서 이씨 자 크루저입니다 크루저 이거는 진짜 프라이드다 프라이드 어 내가 진짜 이거는 더 이상 하... 어 해줄 수가 없어 아 그러면 그냥 아가를 싸물고 하세요 해봐 어. 아유 오케이? 뒷 그 조용히 해! 어, 어, 아, 아, 아,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 자뭔 소리예요 조용히 해 집중해 안녕하세요 아 자, 아, 아 야, 고추만! 그렇 어, 뒤로 빠져주고! 주고 아니야 이거? 안할 거야 나안 할래 안 할래 나이 새끼 절대 못 해먹겠어 안해 나이 새안 하고 싶어 나 나갈래 나갈래 나갈래 나갈래 나갈래 아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나안 할거 안 할거 개새끼야! 이칼야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저 구원해주세요 어,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아.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,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 새끼 진짜 안 하고 싶다고 진짜 제발 진심으로 저한 번만 팀판으로 해주십시오 제발 저저 저 그냥 냉 냉먹고 그냥 나갈래요 어. 야, 니만 여덟 개 실하냐? 시간에 니마 8개가 실하냐고 병신 새끼야 진짜 이게 말이 되냐 나줘 나줘 나줘 나 나 뚫려져 우와 이 새끼 바람 새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새끼는 그냥 그냥 포트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가 왜 실수하는지 이 새끼 또왜 많이 미치냐 진짜 놀아 놀아 놀아 놀아 우와 씨 오케이 오케이 형님이래 형님이래요 형님이래요 형님이요 지나하지마 나도 뒷발이 아 씨발 우와 씨 <laughs> 잡아 잡아 나줘 나줘 나줘 나줘 나줘 나줘 나줘 다시 다시 안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발 시시 우와 미치겠네요 진짜 제가 넘겠습니다 시시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, 씨발 이게 니만두 아, 12개 실화냐 씨발 아니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? 아 너무 아 쌌는데. 아하필또 크루 아 크루 대전서이 새끼 또 팀판 야야너 레이업 사 레이업 사 빨리 안 들어와서 레이업 사 그게, 그게 아, 답이지 빨리 빨리 야 팀판이면 빨리 팀 풀려고 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씨발 항상 노력이 부족해 개새끼는 노력해 노력을 하라고 노력 오케이 여기 풀리게 어. 노력할게요 어 풀리게 노력 꽂고 그래 그렇지 됐어 됐어 이제 이제, 이제 끝났어 끝났어 팀판 팀판 팀판 아니야 아, 그 아니야. 너무. 오케이. 제발. 오케이. 아, 맞다. 아, 까비. 아, 까비. 그대 아. 팔. 자, 이제 팀판 풀렸어요. 제대로. 풀렸으면 좋겠다.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. 아니야, 씨. 어, 어, 어. 개새끼야, 팀 풀리기도 전에 넣기도 전에, 씨 뺏겨버리 면 어떡하냐고! 아, 한 번 뜯겼어요, 이제. 그럼 이제 한 여섯 번 뜯기겠지, 앞으로. 어? <laughs> 뭔 소리예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렇지. 아, 저, 아. 아, 오, 잡아, 잡아, 잡아. 이럴 때도 리블 안 뛰어요, 개놈 새끼가. 됐습니다. 쓸데 겨울 때만 리블. 아, 들어가네요. 자, 아, 역전입니다. 아, 제발. 똑바로 해. 똑바로 해. 아!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어 nice. 아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아 S 강설 눌렀는데 아니 그건 슈퍼픽도 아니었잖아 아씨 아니 백패픽 맞아요 시끄러 아또 시작이야 또 시작 또 시작 오오오 다시 다시 아 들어갔다 리바운드 15개 돼지리고요 이게 실화야?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제발 제발 제발. 최대한 어, 시간을, 어 시시어 시간을 끌... 형님 웬만하면 형님이 넣어도 돼요 어차피 아 내가 씨발 너무 안 스코로 돼요. 냅두고 왜 내가 넣어야 되냐고. 그런 상황까지 왜 만드냐고 도대체. 어 멀쩡하게 스코어 있는데 왜? 아니 안 되면 이걸 어떡해요 아씨. 저저저. 슈페. 아 안에 들어왔는데 왜 또 바깥으로 쳐 나가십니까? 아무도 없었는데. 또 시작해 또 시작해.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 왜 그걸 내려고 하냐고 도대체 형 뒤로 가면 얼마나 편해 나갔어 나갔어 아 나갔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16개 실화입니까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건 좋아 야 뭔가 반대로 된것 같다 씨 천천히 어?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진짜 이거 급할 필요가 없어 아나나 나나 어, 방금 아, 방금 누르라고 제발 오케이 진짜 그 그 스피드로 누르라고 진짜 쉽게 어? 아나 예? 진짜 그, 그 스피드로 놀으라고 왜못 눌러 탁탁탁탁 아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0도 쉬고 어 뒷판인데 이긴 거 아, 싫어요? 아 자신감 있게 좀 해라 좀 아 저 자신감 있게 하는데 오케이 nice, nice. 나패 나패 나패 좋았어 나패 잘했어 슈발 슈발 슈발 슈발 아 진짜 오랜만 아니야 block은 얻었다